배치고 줘 싫어 이렇게 찍으면 돼? 더 위로 더 위로? 아니 아. 더 위로 우리 화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걔 나왔어 걔 원래 나왔지 찍어, 찍는다? 응 막걸리야? 아 홍차구나 음.